오 진짜 한,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제가 말했죠 아까 한 분도 안 계신 거 아니냐고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팬메 로보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선물은 군고구마예요 겨울에는 따끈따끈한 군고구마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밖에 지금 온도가 너무 추운데 호호 불며 네, 저랑도 재밌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Let's go 팬분들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계단에 팬분들이 계신다고 했는데 한 분도 안 계세요 어떻게 된 거죠? 어 진짜 엄명도 없어? 뭐야 아 속상할 뻔아 아, 진짜 한 번도 안 오시는 줄 알고 고구마를 가져왔어요 계속 널 기대하게 하는 걸 걷잡을 수 없어 앞으로 끌면서도 꿈을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팬분들하고 보니까 아 너무 재밌네요 아 계단에 계신다 해가지고 오근데 진짜로 나 완전 상처받았어 야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무도 없어 여기 한 명도 없어 보이지도 않아 여기 아 그래도 이 추운 날부터 새벽부터 저희 출근길부터 이렇게 와서 저희 보 와주시더라고요 아 너무 감동이었어요 정말 아 니아카 그 귀염둥이들 군고구마 맛있게 먹고 다음에 또봐 안녕